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게임 전문 BJ 캄슬킬러입니다 I am Slayer The Beginning Part 3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80대까지 키우고 어, 마을로 복귀해서 이제 우리가 8미를 던전 가볼 겁니다 어 80대로 찰 수 있네요 레벨전 80이야 그러면 일단 3단계 80짜리 무기 두 개 살게요 우리 대거 착용하고요 그러면 어, 칼모양이 바뀌었어 약간 방울 반월형으로 바뀌네 그죠? 아, 바로 던전으로 갈게요 헬미르 유적 제1실로 가겠습니다 자, 헬미르 유적 제1실로 이동합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중앙까지는 안 가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사냥하다 놀게요 그냥 있다. 아, 네, 예, 미리 숙제 언제 할데 1년 전에 범위 해놓고 어, 근래 퇴치. <laughs> 아, 그런 걸생각니까야 힘드네, 힘드네, 힘들어. 애들이 언제 열지 몰라서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그래요. 제가 그럼 재우면 최달게요. 먼저 들어가시지 마세요. 걔 기다실까봐. 아니 나 이미 들어갈 건데? <laughs> 이미 이미 끝났어.